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짜잔 뭐, 원샷 원샷. 잘 먹겠습니다. 드시죠. <laughs> 진짜 맛있겠다. 인스가 짜장면 보이거든요. wow. 어떠십니까? 어, 어떤 <laughs> 며칠 만에 먹는 겁니까? 호나 짜장면 주세요. 호나 짜장면 주세요. 와, 한 달. 진짜 맛있죠? 진짜 맛있죠? 응. 이집 이집 짜장면 잘하나요? 격한 여기도요. 격한 끄덕이. 여기도 안 나왔어. 아니야 원래 안 나온대요. 짜장면 여기 원래 안 나. 때 그냥 주문, 주문해요. 어. 여기 카드가 주실 수 있어요? 진짜 맛있어, 진짜. 음. 마네 와우. wow. <laughs> 행복하다. 술잘 사는 분이시라 니까좀 일이 그니까 그 맞아요 맞아요. 네. 아쉽다 아쉽다. 제 네, 말이요. 다시 해야 되는데. 또 올 거예요. 어, wow. 우리 너무 잘 어울려 진짜. 어, 아, 어, 아, 네, 그리고 그 리더십. 정말 맛있어요. 가지고 있는 아시죠? 싶다. 보고